Merry Christmas! 이렇게 모든 걸다 없네 새까만 이 밤도 이 거리도 복잡한 내 맘도 기다려왔던 Song for Christmas 기억들은 별처럼 빛나네 부르고 싶은 Song for Christmas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난 너를 찾네 크리스마스 카드 위에 조그맣게 내 맘을 적어보네 기다려왔던 Song for Christmas wishbone for Christmas. Christmas.